자 여기 지금 히말라야 K2 지점이죠? 아 발을 잘라야 될수 있어 <laughs> 태우 씨 여기 지금 히말라야 등장했는데 기분 어때요 지금? 히말라야 예. 그거 해야 된대요 야 포스터 포스터 그거 이렇게 포스터 이렇게 어. 그거 인증해줘야 아, 맞아, 맞아, 맞아. 우리가 한번 하러 갈까? 어 가자 가자 가자 <laughs> 그의 표정을 보라 그의 표정을 주목하라 <laughs> 사상이 다 떨어질 거야 아! 입 돌아가요 내가 있을 때 나는 미안해 나 있니? 미안해 나 있니? 이거 겨울 연간 그거 아니야? 그거지. 나이스. 자. 네네. l 와. 야, 천천 가. 일단 감을 야 하지마 1등이 좀 어려 나 지금 인터뷰 중이야 어. 좀만 기다려봐 이따가 말해줄게